야 일본 예능에 빠졌다고 뭐하네 자기도 난 걱정이 많이 와씨 와 미친 오왜 맞아? 데미지 뽑아야 해요 아, 숨기노. 아 소리 안 났나? 아 졸라 아쉽네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